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哦，万的。 Ready.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셔틀부터 헤매는구나. 아우. 음. 아깝네. 커튼 이어의 기능이 탑승했어요. 좌측으로 두명반 네. 갔습니다. See double b 전 부처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기는 337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như thế này ready.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하세요. 잘 쳤다.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Railway. 오디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어이? 우와. 오디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세요 Ready? 무조 지나간다. 나이스. 지나갔네. 럭키. 제가 버커가 자 고객님 수행할 차례니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레디. 하하. Fairway. 오지민 수행할 차례입니다. 네. r e a d y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감이 하나도 없노. 첫 번째, 첫 올라는 갔네. 장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오르막 감사했습니다. 진짜 백돌이 나오네. 3층으로 세크보다 적었습니다. 오진이는 커피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두컵 네. 받습니다. c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세요. Ready. 잘 쳤다. 나이스. 전 사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컵 앞편 오르막 나입니다. r e 수행하 질입니다. r e 오진이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좌측으로 탱크반 받습니다. 오진님부터. r e 3.3 잔수진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협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르막 웬만하세요. 헐. 전수진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협컵 좌측으로 두 클럽 반 닿습니다. 내리막 네 감안하세요. Thank you. 진님 수행할 차례니 이번에 치실 홀은 310m 거리의 팝4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하시면 됩니다. 오진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네. 시작하세요. 그렇지. 전 교수님 수요일날 차례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w o 오진이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r e 끝까지 하실까요? 컵 왼쪽으로 반컵 정도 받습니다. 오디오는 커피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크크 반 받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주택님 수행할 차례입니 이번 홀은 309m 거리의 핫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하시면 됩니다. 잘터저 셔터 안되가네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오진이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왼발 앞에 두고 Ready. 신박 오드님의 수입니다 ready 드린 이야기는 105m 거리의 타3홀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나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오진이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오, 어, 잘 쳤다.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 왼쪽으로 꺾인 443m 거리의 탑 8볼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드립니다 r e a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 왼쪽이 해저드와 가까워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많이 쳐버린다. 어, 근데 이렇게 <laughs> 자, 시작. 어렵나 하고. 엄마. 자, 선생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 이번에 치실 홀은 270m 거리의 파4홀입니다.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오른쪽에 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굿샷 페어웨 오늘 제일 잘 치고 오디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레디 나이스 오른쪽으로 탱크 반 받습니다. 왼쪽. 아. 오징어는 파킹할 차례입니다. 레디. 네. 네. 홀컵 우측으로 반컵 받습니다. Hello.